너 레벨 몇이야? 나는 레벨이 지금 2만 4천 <laughs> 자 여러분 화면 키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제 친구 현식이라는 친구 데려왔습니다 현식아 좋아라 인사 한번 해줄래? 어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크게 말해 크게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너젠젠 친구예요 좀 긴장이 되시나봐요 약간 게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네. <laughs> 알고 있어 마비노기에 대해서 혹시 해본 적은 한 번 있어요 중학생 때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에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아... 친구들 따라가지고 뭐 사냥터를 갔는데 던전에 갔는데 뭐 제가 죽어가지고 깃을 띄우고 있고 친구들이 너 죽었어 하면서 이제 어. 돌아와가지고 살려서 어... 말 뒤에 태워가지고 어... 이제 같이 가니고 왜 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희들을 이용했더라고요 아이템 앵벌이 하려고 친구들 어. 잔뜩 데려가가지고 <laughs> 진짜 괜찮으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솔직하게 그냥 만게임이라면 만게임이라 하면 돼 그냥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그냥 <laughs> 네. 자 일단은 서버가 이렇게 4개가 있어 마비누기는 뉴트는 어허 뉴트 누나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어, 어 네, 저는 하프 서버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슈딩들이 초 초글링 분들이 없으시니까. 어, 그렇지. 예, 젠틀하시고. 어, <laughs> 약간 하프 서버 이미지 이제 알겠죠? 뭐라 친 거야? 노젠젠 누나? 야 누나 없어. <laughs> 없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죠. 안 돼요. 피써 있으면 이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야 다 공짜래. 야 무료래 무료. 근데 별로 이쁘지 않다. <laughs> 처음 하니까 음악 소리 중요하지. 어? 이 사람 봤어. 어 봤어? 대단하신 분이잖아. 대단하신 분이다. 오, 좀 야, 너구 다섯 마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근데 너구리 잡으러 하자 아니 너구리가 없잖아. 쥐, 쥐가 있고. 얘 새끼 너구리잖아. 그래도 그래도 너구리잖아. 아 이거 왜안 돼? 그거 네가 지금 다른 스킬 쓰고 있지 아직. 스킬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취소하고 이때 때립니다 이제. 그렇지. good 약간 이게 문제예요. 처음 웬만 사람을 이겨 진짜 마비노기 전투 시스템 진짜 어렵다니까 어때? 해보니까 근데 아 내가 근데 왜 내가 ESC를 눌러야 아 뭐야 이거 이걸 슬, 클릭해야지 네. <laughs> 왜? 수련해야지 세지지 이게 수련 없이 그러니까... 세질 수 있나? 어? 수련 없이 세질 수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실수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걸 수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수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눌러서 수련하면 돼 어, 디서 들어본 스킬인데? windmill. 어 윈드밀 맞아 windmill 알아요 만 원 들어왔어 아 고맙습니다 아뭐 만원을 줬어? 어 줬어 어우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리액션 리액션 해줘야 돼 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리액션 해줘야 돼 <laughs> 오늘 네 양꼬치가 거는 거야 지금 이거 내, <laughs> 네, 내가,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 어 이게 가장 마비노의 가장 기초적인 전투 시스템이야 아, 아, 막고 있으면은 평타를 치는 게 낫다? 디펜스가 일반 아, 평타를 아, 아. 이긴다는 거야 아아 아, 아, 스매시가 그렇지. 이기고 반대로 말했어 어, 반대로 말했구나 <laughs> 반대로 아. 어. 막고 있으면 그냥 스매시로 부셔버리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어 이해했어 음, 이해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잘 이해했습니다 음. 이거는 어뭐 나보다 이해도가 높다고? 나가! 내 네, 레벨이 5? 어 오, 벌써 그치. 뭐야? 너 레벨 몇이야? 나는 레벨이 지금 24,000 4 0아 이거 낮은 거예요? 아 <laughs> 야, 고인, 고인물들 <laughs> 여러분 지금 마비노기 제일 누렙 높은 사람이 몇 만이죠 지금? 궁금하네 4만? 1위가 38만이라고? 뭐야 찌끄러기셨네 찌끄러기네 아니 로젠젠 후광 효과 <laughs> 얻 얻으려고 제가 어... 로젠젠 누나 했는데 2만짜리 아 스매시 스매시 그렇지 힘법사 야 이거 스매시가 칼을 꺾고 발로 팍 미는 어, 거 이게 스매시야? 약간, 약간, 좀 약간 그렇지 그렇지 어, 연금술인데 금을 공격을 안 해?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그런 거 아니야? 아, ESC 누고 e <laughs> 남들 싸울 때 연주하고 있는 그렇지 아, 너무 좋네요 <laughs> 이건 스매시 같은 거야 <laughs> 총을 들고 있는데 발로 차야 돼? 아. 총은 멀리서 써야지 이거는 아니 멀어 너 멀어 이게 멀다고? 어 멀어 야, 아, 눈이 눈이 안 좋네 지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어. 닌자가 아, 약간 공격이 빠르고 좋은 것 같아 그럼 제일 별로였던 스킬 그 궁수 공수. 어, 공수. 아. 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실망했어. 그 약간 소환해가지고 이제 꼭두각시 소환해가지고 미미짱 미미짱 인형술 뭐 미, 미미짱? 연금술 어땠어 연금술 혹시 연금술? 연금술은 좀 의아했어. 의아했다 어, 내가 그 연금술이 약간 뭐 이렇게 뭐 재련하고 뭐 어. 만들고 이런 거잖아. 막 아, 아 마트초 보니까- 야 큰일 났어 야왜 왜? 의자가 으스러졌다 야 아, 현서가 그서 운동해. <laughs> 의자가 나를 못 버티네 <laughs> 아니